크로스맨이 돌아왔다 크로스맨 시즌2 이제도 오재현, 변준영, 박지후, 서명진, 두경민 KBL 최고의 가드들과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김일태 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안 어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변준영과의 대결이 있다. 크록스맨이 제일 좋아하는 썬데이 버거 클럽 치즈버거 먹고 힘내야지. 음... 이 맛이야. 크록스맨이 최고로 좋아하는 채즙 가득한 양송이 이 소스 이름이 뭐더라? 여튼 푹 찍어서 한 입에 썬데이 버거 클럽 배달 가능 안녕하세요 아는 케이시 변준영입니다 크록스맨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고 우 구독자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지내는지? 운동은 조금씩 하고 있고요. 게임이 취미라서 방에서 팬처럼 혼자 게임하고 있습니다. 경기 예측해본다면 그래도 제가 이기지 않을까 <laughs> 방금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세요?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지금 패배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어요 그럼 승리의 흐름을 한번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요 세 100%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널 이기는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어? <laughs> 부담이 좀 돼요. 테이핑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좀 너무 긴장도 되고 워낙 잘하시니까 힘있게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. 대학교 때 그 같이 스킬 트레이닝 제가 배웠었거든요. 4학년 때 배웠어요. 그래서 또 저희 선배님이시고 전략이요? 일단 제가 더 좀 더 어리니까 <laughs> 체력으로 좀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제가 키가 더 크니까 좀더 볼을 공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.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step back 하나 넣고 하든 세레머니 <laughs> 구독하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이렇게 네,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mashed 팬티로 누른 프레시안 치즈버거 썬데버치즈버가땡 그거 먹어봤어 뭐 손맛이 그걸 말고 치즈버거 뭔데 아 잘하시네 오늘 선도이 버클러 굿데이 투다이 혼자 먹을 수 없어 너랑 나랑 같이 먹어야 하나 안 지면 안 되는데 이겨야 돼 이겨야 돼아 치근도서 빡세 이렇게 하는 처음 같아 지면 나저 처음 진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 처음 지는 거니까 안돼 절대 지면 안돼 이겨야 돼 제발 이겨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원래 저, 랑 하지만 잘다 잘면 선수 잘 들어갔으면 계속 어, 너무 너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끝났어 끝났어 네. 다리가 아이씨 안 되겠다 활용합니다. 다리가 그러시죠? 그러 변준형한테만 하시면 되죠. 정준하고 승 오로지 변준이. 저렇게 크게 얘기하는데. 못 네, 네. 아,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얘기라도 해주지. 마음 편히 하다가 무겁게 가겠네. 아. 快！ 고생해준 두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집중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나왔는데 너무 비매너적인 행동인 것 같아서 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진짜로 목숨 걸고 있습니다. 준영이 안심시키려고 아프다고 하고 큰 스코어 차이만 이기지 말라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. 선수 때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? 여기다 이렇게 뛰는 실력하고 진짜 농구장에서 뛰는 실력하고는 천지 차이예요. 저도 열심히 했는데 좀 져서 아쉽고요. 그래도 승부니까 좀 져서 아쉽고 한 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. 다음에는 어, revenge match로. 아,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<laughs> 원래는 변준영 선수 때문에 왔는데 크록스맨은 그한테 빠져서 가는 것 같아요 40대 아재 볼러로서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 기왕 변준영 선수 이긴 거 다른 선수들도 <laughs> 그냥 이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변준영만 진게 되면 안돼 와 <laughs> 어, 이거 예상치 못한, 못인데